아니 엄청 불편할 거 아니야 우리. 그러니까. 그지. 저 비트박스 한 명 필요하긴 해요. 비트박스 나쁘지 않지. 저 나쁘지 않죠. 아. 비트박스가 필요하다고?